우리야 화물을 노인 우체국에나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Oh my soul, soul, 사랑으로 나으리 이별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잔잔을 함께 마셔도 기쁨에 떨렸네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화려한 축제야 눈물 속에서 멈춰가는 그대 건뜨서울 담담히 거리 Oh my soul Soul 사랑으로 남을 잃고 내 복부가 Oh my love soul originally from Korea. Korea.